할 수 있는 건데 어. 넣으면 위험해요 손에 넣으면 위험해요 뭐 해골도 있어 음. 여긴 얘가 웃기다해 내용 태초가 내용 태초어 키웠던 거다 키웠던 거 이쪽 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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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hearing everyone complain I know it's tough and I know there's pain But hitting bottom is the only way to change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I'll keep doubling, you keep bluffing You've got nothing, I'll keep hustling work is I've seen a lot of people Who don't know what thirst is I've had a taste of evil And tried to cure the sickness But I just keep my head down 뭐 해마다 I'm setting down gravel 뭐 여기서 태어났대 아, 네, 이거 Battle while you're just too scared to act I'll leave the knife right in my back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I'll keep doubling, you keep bluffing You've got 맞아 없어

맞아 보시고 드세요. 건강대 껍데기는 사과 아니에요. 사과에서 한번 먼저 보세요. 건강대 껍데기는 들고 좌우로 한쪽 내려가면 아래로 들어가 들어 <laughs> 시시한가 봐. 할게. 뭐, 아기해래 要我？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 go, go, go,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uh,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pain You'll never hear me, bitch,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uh, They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uh,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아, 코리스를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목소리로 아, 코리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TV예요. 자 얘들아 얘들아 먹이 먹을 준비 됐니? 어 아카리스트 나 먹이 먹을 준비 됐잖아. 자 뒤쪽에 있는 얼룩물 거우리와 우리 물고기 친구들 먹이 냄새를 맡고 달려올 예정입니다. 짐작했는데요. 자 사무실 속으로 먹이 넣어주고 나이스 아케치. 되네요. 자, 상호의 머리를 쥐고 왼쪽, 오른쪽 다시 한번 돌아가나 엎어진 거리. 아래쪽에 거기를 돌려버리고 상호의 먹이를 줄인데 상호는 이번에 먹이를 넘었습니다. 덜렁은요 사실 눈이 아니라 덜렁덜렁 한참 없니다 지금 화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눈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수정원의 눈을 다시 한 번더 우리 우리 복숭아 언니가 먹이 달라고 안들어갔습니까 먹이통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어 아빠리 수준 아직은 배가 고프거든요 먹이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요? 네 먹이 주지 않으자면 먹이통을 수정하는

밤을 자고 있는 상어였습니다. 우리 그레이너스 상어는 아가미 근육이 너무 약해서 잠자는 힘이 헤어지는데요. 아, 그러고 있 눈치 없는 우리 조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먹이를 마지막 먹이 누가 먹었으면 좋겠나요? 아, 좋습니다. 과연 마지막 먹이 상어가 먹이는 자 여러분들 상어는요 이빨이 굉장히 많은 물물인데요. 상어의 이빨 개수 몇 개나 있을까요? 그래이 600개 쓰고 서로 300개에서 500개가 가겠습니다. 자, 잠시 상어가 먹이를 먹게 된다면 이빨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먹이 상어에게 먹이가 들어갈 것인지 자, 상어이 이빨이라 먹이 들어간다. 마지막 먹이 상어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먹이 큰 박수 보내주세요. I've been searching for a purpose, I hope it's worth it This society is really trying me Ain't no hide and seek, I hide to be far from anxiety I need my space, I need my privacy I need some silence, please, you're all too loud You don't speak quietly, opinions violently Thrown across every surface, it makes me nervous It's the world honestly burning, that's all I'm learning Deputy? what's your name? some work, 아이스크림이야? 뭐 여기서 찍고 싶다고? 뭐야? 아 우리 사진? 사진 어떻게 했어?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a